이고 트로트 버전? 이거 뭔 소리지? 일단 잠시만요 이고 트로트 버전 보고 올게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뭐야 요즘 노래방 이런 데인가 봐. 얘들한테 낮아. 와, 난 진짜 음역대가 낮은가 봐. <laughs> 뭐가 트로트 버전인 거야? 저 애들 잘 노네요 어? 잘 논다 귀엽다 귀여워 아유. 이거 이거 이거